부탁드릴게요 네. 네, 영수 씨. 네. <laughs> 네, 기분이요. 하나, 둘, 셋. 저 아까 너무 속상했어요. 동생님께서 저한테 네. 음. 아막 하다가 아, 아, 아 용수 씨 이러면서 아 용수 씨 그렇게 그러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 아니다 아 용수 씨가 아니다 밀 씨 이러. 제 이름 은한 번도 불려지지 못했어요 촬영하는데 제가 근데 계속 네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아니요 한 번 했어요 아 네 저 러브입니다 아, 니 아, 그, 아, 러브입니다도 했는데 그래서 자 이거 좀더 <laughs>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되겠는데 이거? 팔 아프지? 아니요 어잘 났다 하나 더 찍어주세요 <laughs> 저희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왜? 기빈이 형 아어 용수야 아, 용순아니내 이름이 인데 어, 교빈이라니 죄송합니다